샀어 나 있는 거 좋아요와 구독 우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사랑이라고 느끼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믿고 싶지만 와 많이 오는데 왈자가 되겠는데? 사이가 삼조기예 헐. 와우, 진짜 세다. 아싸, 이쪽 빼 날 그냥 아무나 걸려라 창문에 네. 네. <gasps> 걸렸어 제 양각 무서워 벡터다 <laughs> 벡터 못 이길 것 같아 계단 하나 하지만 사이가 앞에서는 소용없지 저기 있다 미끄럼틀 봤지 <laughs> 어, 잘한다 그치?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<gasps> 이렇게 되면 진짜 허무하지 않아? 와 이따 다 닦았는데 자기장에 치킨을 못 먹는 자기장이라 도로로 온다 하나 둘 그치? 너무 오래 싸웠다 그치? 그래 너무 오래 싸운 것 같더라 아 난 안 보이는데 이거 아니? 아니? <laughs> 뭐야 하나 있는 연막이? 아 바퀴 바퀴 나갔네 어쩐지 왜 내렸나 했다 자그자 <gasps> 그 미쳤다 어떡하지 건너갈라 그랬거든 날아서 해운도 못 치겠는데 진짜 이렇게 7킬 하면 뭐하냐 자기장이 저렇게 걸리면은 미래가 없는 자기장이다 구상 다 챙겨가자 이거 개피 여기서 아,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자 그 구상 다 챙겨가고 싶어 여기 있다 다섯 개 줬다 세 개 더 챙겨가자 좋았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아무리 멀어도 들어갈 수 있다 누 헤엄치고 있다 어, 얘 맞네? 생각이 없어. <laughs> 차, 차. 차를 돌산이 나을 뻔했나? 나너 아, 어떻게 알았어, 나 있는 거. 돌아갈 수 있나? 무서워라. 뒤 쫓아오고 있을 것 같아. 그니까 끝까지 멀리 주노. 한 번은... <gasps> 어, 이때 내 구상 12개가 빛을 발할 땐가? 아닌 것 같군. 열일곱 개. 조끼 갈았어야 되는데. 세 명. 마지막에 한 번 도와주네 자기장이 한 번. 이것 때문에 치킨 먹을 수도 있다 내 머리 뒤에 한 명 보인다 한명 수류탄으로 잡아야겠다 셋 지금인가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까비 아, 뭐, 아, 뭐. 안무어갔으면 좋았을걸 와 잡았다 나이스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잡았노 나이스 수류탄 길 하나도 없었다 어 수류탄 미션인데 소리타 소리타 없이 <laughs> 나이스 우와 어떻게 닮았냐 치킨 <laughs> <laughs> 라이스 지지